신혼기는 워낙 좋았는데 솔직히 맛볼라고 이거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거 응. 햇볕도 햇볕 맛있네 안 따뜻해 바다 차는 一次没得感觉。 뭐 먹을 수가 있나? 잘 먹어요. 벌써 없어 배부른 거 맞아? 진짜 마음에 들어. 얼 근데 파리바게트가 더 맛있다 뭐라고? 파리바게트가 더 낫다고? 파리바게트 되게 파리 말고 뚜레쥬르에 거멜버터 식감 있어 음. 맛있어 이것처럼 겉은 되게 바삭하고 안은 되게 근데 이거는 되게 안이 좀